안녕하세요 스포부드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선수 2010년대 최고의 스트라이커 쿤 아게로 아게로의 2019년 한 해 동안 넣은 36골 모두 모아봤습니다.